안녕하세요 심샬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기가 막힌 영상 하나를 찍어왔어요 한번 보실래요? 기대해도 좋습니다 접시다 아저씨 안 가십니까? 갑니다 출발 좀 합시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영상 엄청 멋지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곳은 아부다비에 위치한 쉐이크 자이드 그랜드 모스크입니다. 이곳은 순백의 하얀 모스크로서 아부다비 대표적인 랜드마크입니다. 근데 왜 셰이크 자이드 그랜드 모스크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랍에미리트 초대 대통령인 셰이크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흐얀이 이슬람 국가들의 화합을 기원해가지고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사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만수르의 아버지이기도 해요. 중동 부자 만수르 아시죠? 벌써부터 내적 친분이 막 생기지 않나요? 보통의 여행자들은 오전에 모스크 내부만 관람하고 떠나시는데 저는 꼭 여러분들이 모스크 야경 best spot으로 꼽히는 와하트 알 카라마에 들리셔서 물에 반사되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모스크의 자태도 꼭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샤리가 도착한 시간은 8시경쯤 되었는데 때마침 기도 시간이었나봐요. 마치 영화 알라딘 속으로 들어간 것 같지 않나요? 마침 사람이 없어서 단독으로 영상을 찍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사람이 우글우글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laughs> 몇 살도 깎고 왔는데 오을 위해서 겨털도 깎고 왔는데 겨털까지 밀고 왔으니 어떻게든 인생샷 한번 건지겠다는 마음으로 사람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하지만 제 소망과는 달리 사람이 없이 영상을 찍는 건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어요. 이건 신발이 빠져서 NG. 왼발의 투혼으로 드디어 인생샷 건졌습니다. 열정 만수르 심샤리 칭찬해. 다음날 심샤리는 그랜드 모스크의 내부를 관람하기 위해 아침부터 잔뜩 멋부렸어요. 제가 입은 옷은 이슬람권 전통 의상인 아바야입니다.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준비가 다 되었으니 같이 그랜드 모스크로 떠나볼까요? 제가 모스크에 갔을 때는 주차 요원이 6번 입구 쪽 주차장으로 안내해 주더라고요. 주차를 한 뒤 근처 포토스팟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곤 입구 6번으로 입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웬걸? 외부인은 이곳이 아니라 오로지 돔을 통해서만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돔 안에 들어가면 모스크로 갈 수 있는 지하 통로가 나옵니다. 이곳에는 많은 상점들이 있어요. 아바야를 파는 상점들 뿐만 아니라 커피숍, 음식점도 있으니 중동의 뜨거운 태양에 지치신 분들은 꼭 아이스 아메리카노 수혈을 하시길 바래요. 아바야만 입으면 만사 오케이인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저 입밴 당했어요. 아바야 안에 입고 갔던 원피스가 문제였습니다. 급한 대로 팔토시를 사서 착용했어요. 다음은 모스크 규정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여성분들은 얼굴과 손, 발을 제외한 다른 신체 부위는 다 가려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그랜드 모스크 투어 같이 해볼까요? 총 82개의 돔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거대한 사원은 주요 자재도 고급 천연 자재들로 되어 있어요. 어디 한 곳 화려하지 않은 곳이 없는 럭셔리한 사원입니다. 최대 4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크기예요. 아쉽게도 일반인들은 모스크 가운데 큰 홀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곳의 샹들리에는 특히나 아름답기로 유명해요. 보석을 좋아하는 심샤리도 한동안 눈을 뗄 수 없었답니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메인 기도실에 깔려있는 양탄자인데요. 세계 최대 크기를 자랑하는 페르시아 카펫으로 제작 기간이 무려 2년이나 소요됐다고 합니다. 모스크 내부를 관람하다 보면 친절하게 photo spot이라고 알려주는 사인들을 볼 수가 있어요. 사진을 마음껏 찍는 거는 할 수 있으나 손을 위로 뻗는다든지 점프를 한다든지 과한 액션을 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중요한 곳이니 규정을 무조건 준수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어땠나요? 당장이라도 아부다비로 떠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